포트가 저쪽에 하나 있고요. 이렇게 뒤 뒤쪽은 또 위에 있습니다. 오랜만이네요. 오랜만이야. 잠깐만. 잠깐만 지켜보고 있어봐요. 이신우 씨. 제가 무슨 사과를 그렇게 손잡고 하나? 우리 이렇게 많아 틀려서 어깨까지 똑같은 살에 그래 네. 하나, 둘, 돌게. 인사를 드리네요 여러분 아, 오늘은 어, 인싸가 된 아싸짱 마지막 촬영 날이 다가왔습니다 아 저번에는 이제 포스터 촬영할 때 잠깐 뵀었는데 오늘은 마지막 촬영을 하러 왔는데 지금 또 마침 오라고 하네요 좀 금방 갔다 오겠습니다 어, 또 프린트 켰어? 아니야 빌려준 거야 근데 어디 어디 보면 더 그렇죠. 혼인 이외에 결혼이 사랑이 결혼이 결혼이 사은 아무래도 일단 형이 아닐까 딱 아? <laughs> 칭찬하고 있었어요 아, 미씨야 오늘 우리 떡볶이 집고 아, 나 오늘 돈 없는데 선생님, 네. 네, 부탁해요 민씨야! 네. 오늘 우리 떡볶이 집 go? 아, 나 오늘 돈 없는데 너또삥 뜯겼어? 아니야 빌려준 거야 사이삼 오늘 우리 떡볶이 짓고? 아나 오돈 없는데 너또 땡뜯겼어? 아니야 오후에 있는 시간 네 끝이 났습니다 이제 점, 점심 먹고 이제 또 잠깐 쉬었다가 또 찍고 쉬고 찍고 쉬고 찍고 쉬고 찍고 쉬고 하면 오늘 하루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네. 방금 보셨죠? 진짜 이런고 같네 데딱 지나고 나서 <laughs> 이러고 멈춰있네 학교에 등기로 해서 제 빙의를 하는 신이죠 저 오늘 하루 종일 대사 없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있네요 연구 중이에요 어떻게 할까 액션 내컷 네, 오케이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<clears throat> 인싸가 된 아싸짱 촬영이 끝이 났습니다 2주 동안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아요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정신없게 대본 외우고 고민하고 했던 게 2주 전이라니 정말 우리 앨리스도 같이 다 같이 볼 텐데 그것도 볼 생각에 또 마음이 되게 또 기쁜 것 같고 음, 열심히 했으니까 많이 많이 시청해 주시고 어색할 분명 <laughs> 어색할 거예요 어색하더라도 이쁘게 봐주세요 알겠죠? 앨리스 좋은 선물 많이 많이 들고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안녕